Hi 미엘 네, 제가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준비했냐. 바로 바로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제가 이 폴라로이드를 가지고 한번 꾸며볼 건데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음. 바로 폴라로이드를 꾸미기 위한 각종의 스티커와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준비해봤고요. 마스킹 테이프가 이 안에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Let's go! 그럼 저희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이 마스킹 테이프가 제일 눈에 들어오네요 이걸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했었는데 어,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지 그래도 경험자입니다 나는 가위랑안 가져왔네요 제가 가위 빨리 갖고 갈게요 제 가위가 <laughs> 이렇게 큰 것밖에 없어가지고요 일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이제부터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볼까요? 이번 스티커는 이겁니다 이니셜 스티커 제가 이렇게 완성을 해봤는데요 포도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집중해서 수정을 잠깐 할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제가 수정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 괜찮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다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있을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미리 여기서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폴라로이드 으아